安妞，我係 Mira。最近因為防疫咧，都成日留喺屋企啦。然之後我哋公司圍內就喺度諗緊啊，究竟喺屋企可以做啲咩呢？咁所以我哋互相俾咗大家一啲喺屋企可以做到嘅防疫大挑戰。咁我今日嘅挑戰咧係波仔俾我嘅，就係一日裏面淨係可以食愛的迫降嘅食物。咁所以我今日全日就會食北韓嘢食。雖然我冇去過北韓啦，但係非常之好彩地，早排我去咗宏大新開嗰間北韓餐廳，咁所以。 大概知道北韓嘢食係咩味道，大概對北韓嘢食有少少概念。咁而我俾出嚟嘅挑戰係咩呢？大家去 Agnes 嘅 channel 睇就知噶啦。好，咁所以今日呢，我就會全日留屋企啦。咁要做嘅嘢就係剪片同埋早排我咪買咗啲香水原液翻嚟嘅，咁呢就想整香水，希望可以整到一個我中意嘅味道出嚟咯。不過真係唔知好難講。咁我相信淨係做呢兩樣嘢呢，都足夠填滿一日噶啦。咁所以呢，而家就要開始我嘅一天北韓料理。 知大家記唔記得袁西尼啱啱到北韓冇幾耐，然之後佢喺李章旭嘅屋企裏面，李章旭就係整呢一個湯麵俾袁西尼嘅啦。 게스트가 호스트한테 먼저 한 입을 권하곤 해요. 이렇게 주인이 먼저 한 입 하라는 음, 뭐 일종의 식사 매너랄까? 因為其實我上網揾咗陣資料啦，但係發覺裡面出現嘅嘢食唔算太多，加上揾到 recipe 嘅話咧有少少困難。幾經辛苦之後我就揾到呢一個麵嘅 recipe。其實呢個麵好簡單，因為佢個湯底咧係大醬湯啦。咁我平時都有自己整開大醬湯嘅習慣， 係有少少麻煩，因為有好多唔同嘅材料。其實整材料嗰個步驟嘥時間。頭先我落魚缸熬湯嘅時候咧，因為我冇我冇去頭同去內臟，所以可能因為咁樣，所以有少少苦。因為平時我自己整嘅時候咧，我係會去頭去內臟，但係因為我睇教學嘅時候佢話唔使，咁所以我就冇做。但係果然係有少苦，所以大家如果想跟住做嘅話，記得要將頭同埋內臟去清。 但因為我落唔同嘅材料咧，尤其是我落咗紅蘿蔔同埋冬菇，雖然都係用大醬去整，但係其實成個風味都好唔同。但我自己嘅話就中意食平時嗰隻大醬湯多啲。呢、這、一個我覺得唔係我嘅 style。 呢度咧就係之前買翻嚟嘅一啲香水原液啦，呢一支就係香水嘅 base 啦，然之後有啲工具，跟住仲有啲空樽，不過我估呢個空樽咧，我估今日應該未必成功溝到我想要嘅味。咁然之後咧，一定要嘅就係一啲量杯，因為香水係真係多一滴同少一滴咧都可以個分別超大，所以咧準確嘅份量好緊要啦。然之後呢度咧就係之前我上調香班嘅一啲 Nox 咁呢啲就係之前上堂嘅時候溝出嚟嘅一啲 formula。咁之前我上堂嘅時候呢，都練習咗好多次啦。咁呢盒呢，全部都係之前上堂嘅時候我嘅作品嚟，裡面全部都係混合咗嘅原液，咁即係未溝香水嘅 base 嘅。而家天氣咁好啦，真係非常之適合我嚟整香水。 咁我覺得整香水話難唔難，但係話易都唔易嘅。我覺得整香水其實某程度上同煮嘢食好似，因為其實都係 A、B、C、D 加埋一齊就會整咗支香水出嚟。咁同你煮飯 A、B、C、D 加埋，你都係會煮到一樣嘢食出嚟噶嘛。咁但係重點就係你點樣利用唔同嘅份量、唔同嘅搭配去做出一個好聞嘅香味或者一個好食嘅嘢食啦。咁所以之前我上調香課程嘅時候，就係學點樣利用呢啲原液嘅唔同特性，調咗一個你想要嘅嗰個風格嘅味道。咁所以我覺得調香呢樣嘢真係好 好玩。但係同時，我覺得對我嚟講都係難。雖然我細細個就開始接觸香味呢樣嘢，但係關於調香嘅知識，我都係上年開始先慢慢接觸。條路係好長嘅，同埋因為所有嘅學習都係無止境咁，咁所以我唔會話啊，我學咗調香我就完全識晒，跟住我就唔使練習，跟住我就會完全完美 perfect，一定唔會係咁樣。就算語言啊、音樂啊呢啲畫畫啊、藝術嘢，全部都係需要練習，需要過程，慢慢累積，咁你先至會有經驗咁。就算係一 個煮嘢食幾叻嘅廚師，佢都會 keep 住不斷咁鑽研，不斷喺度咁樣研發一啲新嘅 menu。所以我覺得調香呢條路係好漫長嘅。咁而家就係一個非常好嘅時機，等我可以有多啲時間練習啦。咁而家要點樣做搭配呢？首先就係要將前中後調都分別揀至少一隻嘅味道出嚟，然之後就進行搭配啦。 咁花香咧，其實都有分，譬如單一花香或者唔係單一花香啦。然之後每一個種類佢哋方味落嘅比例上都有唔同嘅。咁所以咧，我而家就要 mark 低佢先啦。然之後原液咧係由 base note 開始落嘅。 其實調香係好強調香味想表達出嚟個感覺，咁所以將香味溝好咗之後呢，而家就去聞下，而家出嚟個味道係咪本身你想像出嚟嘅嗰個感覺？譬如而家呢個味道，我就覺得佢 top notes 嘅果香太重，所以導致中調嗰個花香出唔到太嚟。咁但係佢個味道好甜美啦，好似入到一個蘋果園咁樣，眼前係 好多好靚、好鮮紅嘅蘋果。係日頭嘅蘋果園，係啱啱落完雨嘅朝早，所以有啲陽光。但係本身我想強調嗰個花香，俾果香冚咗，因為同我本身想做出嚟嗰個味唔同，所以係唔合格嘅。Yeah！ 好，咁呢個時候咧就要對我啱啱嗰個 formula 進行改良啦。咁如果如果溝出嚟嗰個味道你係中意咁，但係你可能覺得太甜啊，或者可能係太花嘅話，咁基本上淨係調整份量咧，成個效果應該就會好好多噶啦。但係我呢個嘅話咧，我就覺得直情係原液上面嗰個味道，因為我想要個花香，佢完全唔存在啊嘛，所以我就可能要再去篩選第二啲味道出嚟。 好，咁呢一個咧就係香水調香過程啦。咁我之前上調香課程嘅時候，就係每日喺度進行呢個動作。所以嗅覺靈敏其實都幾重要，咁但係咪我本身嗅覺唔靈敏，跟住就做唔到調香呢？唔係，係因為嗅覺係可以訓練翻嚟嘅。我自己都係啦，啱啱上堂嗰一兩次呢，有啲原液嘅味道我係根本聞唔到，但可能上咗五六次堂之後，忽然間嗅覺好似開咗竅咁樣，係忽然間聞到好多味。 班上面每一個同學都係咁樣，而且有一個非常重要嘅元素就係天氣係好影響我哋嘅嗅覺嘅。係如果落雨嘅話，有時係會聞到一啲原料嘅。咁所以頭先我咪話天氣好好係非常之適合。做香水就係因為呢個原因啦。好，今日呢係 唔太成功的，不過都係我意料之內嘅嘢。我覺得係因為我想要嘅一啲成分我冇買到翻嚟，所以做唔出我想要嗰個感覺。所以咧，之後可能要再落單買多啲翻嚟先可以整到啦。好，而家收工。 그래서 내 별명이 짧은 립 공주였던 거지. 그랬던 내가 왜 설탕 뿌린 누룽지가 이렇게 맛있는 거니? 呢一個呢係袁西尼啱啱去到北韓 冇幾耐，然之後喺屋企無聊食嘅小食。因為其實咧，我本身唔係太中意食韓國嘅飯焦，因為韓國嘅飯焦佢哋中意加水，然之後變成飯焦湯咁樣食。然之後我就極唔理解呢個食法啦。咁但係我見到佢哋咁樣將佢變成小食嘅時候，我就覺得可以一試。咁所以啱啱就試咗整啦，同埋都幾簡單，就咁將飯。就咁煎燶佢就得啦，因為飯焦好脆嘛，就好似甜甜地嘅薯片咁樣，外脆內軟嘅感覺。我好中意食呢啲 QQ 嘅東西噶嘛， 但係我覺得如果再鋪薄啲嘅話，應該會更好食，就會更加符合飯焦呢樣嘢。其實之前睇 Come Gally 整呢個俾佢仔嘅時候咧，已經想試啦，但係佢係用整 waffle 嗰個機嚟整嘅，但係我就冇嗰個機啦，所以我就放棄咗。同埋我覺得細路仔一定會中意。 我嘅晚餐。好，呢、一個呢就係鼎鼎大名嘅北韓豆腐飯。咁我上次就喺宏大食過一次，我覺得係幾好味嘅。然之後就上網揾啦，然之後係一個韓國都頗有名嘅飲食節目《Sumin 嘅品餐》都有教整過呢個料理，超級簡單，係 mix 好個醬，然之後煎豆腐就得啦。總之話係橙馬等，即係要出去一啲市場，跟住喺啲市場裏面會賣嘅一種食物嚟嘅。好，然之後食法呢就係將 啱啱 mix 好嘅呢個醬啦，搽喺呢個豆腐上面。其實豆腐個 size 我係整得有啲大，因為我驚太細嘅我塞唔到啲飯落去，所以我唔想失敗，所以我就整大咗。嗯，我覺得個味道有少少唔同上次我喺 宏大嗰間北韓餐廳度食，餐廳裏面嗰個醬好味啲。但係我覺得煎豆腐好好味，喺北韓即係食肉係一個奢侈嚟㗎嘛，所以普通嘅市民係好少機會食到肉，所以你會見到佢哋嘢食裏面全部都係菜菜菜同埋菜咯，甚至乎佢哋嘅肉咧係人造肉，係用豆去整嘅豆皮咁樣嘅東西咯。不過咧，其實本身我想整嗰個嘅，但係因為人造肉我揾唔到邊度有得賣，所以就冇辦法做嗰個。係，但我上次其實我都覺得豆腐飯好食啲嘅，所以冇人造肉都唔緊要。 大家中唔中意聽落雨聲？我係超級中意， 同埋大家如果可能係瞓唔着失眠嘅時候咧， 其實可以上 YouTube 度 search 下呢啲落雨聲，有好多 ASMR 可以聽嘅，有啲係好似咁樣嘅純落雨版本啦，有啲可能會加埋鋼琴音嘅。因為落雨聲其實算係一個固定嘅頻率嚟嘅，固定嘅頻率係可以遮蓋一啲其他成日有變化嘅聲音啦。當我哋耳仔習慣咗呢啲固定嘅頻率之後，我哋就會我哋就會比較容易進入一個安穩放鬆嘅狀態，所以咧就會比較容易入睡嘅。但我咧其實我就唔係瞓唔着覺，我係 只係我個 pattern 變咗日頭啫，所以我唔係瞓唔到覺。大家睇下呢條片嘅時候，今晚瞓覺可以試下開落雨聲嚟睇下，知點會好瞓啲。